잘 먹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어, 이 맛이 이 맛인가? 약간 막 고추장 같은 느낌 나요. 면더 줄까요? 응. 嗯。 탄산수 귀여운 짜글이 같은 맛 나지 않아 좀? 응응 음, 음. 그 뭔가 약간 살짝 느끼한데 매콤한데 음. 그 안에 뭔가 되게 다양한 감칠맛들이 막 섞여 있는 음. 느낌이야 그래 라면 스프 맛 음. <laughs> 어떻게 보면 <laughs> 귀여워 이거 봐 여보인가 예뻤나? 응 음. 그럼 맞는 것 같아 <laughs> 생고 생고기 재워놨다가 섰다는 거야 아 그렇구나 어. 어, 이렇게 너무 탄산 너무 세게 맞는 거 아니에요? 저희가 뭔가 센걸 원할 것 같아요 빡! 진짜 센거같아 <laughs> 어. 그만 드세요 뭐요?